있을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입니다. <laughs> 아, 지금은 아침 9시고요. <clears throat> 오늘 특별한 영상을 위하여 이렇게 일어났어요. 어제 뮤직뱅크는 잘 보셨나요? 저는 어제 그 뮤직뱅크 찍고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아이인데 오늘 늦잠을 잤어요. <laughs> 아, <clears throat> 그리고 오늘 또 바일라 어쿠스틱 언니 오빠들의 콘서트 게스트로 또 있다. 샵을 가야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희 특별한 스페셜한 티저 영상을 <laughs> 보여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일어났습니다. 어, 저번에는 생얼 라이브를 찍으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<laughs> 생얼 티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네요. 어, 반응들이 엄청 핫해 핫해 핫해요.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어, 수록곡들 중에 프리지아라는 곡을 아, 잠긴 목으로 <laughs> 불러드릴 거예요. 어, 짧게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요. 이틀 남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참아요. 어, 한 소절 불러볼까요? 프리지아 꽃은 아직 피지야 나도 그대의 향기는 아직 내겐 남아요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 어때요? <laughs> 엄청 <laughs> 엄청 목소리가 잠겼지만 그래도 짧은 티저로라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릴게요 <laughs>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어, 저희 불빨간 사춘기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저는 30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. 안녕.